조졌네 내 유아각 내 유아각 내 유아각 망치지마 좋아요와 아. 구독 어디 가지? 찰리 갈까? 탐방할까? 아, 탐방을 탐방하러 가자. 아, <laughs> 탐방을 탐방하러 가자. 아침에요. 아무도 없네. 탐방을 나 혼자 하러 왔군. 잡으러 갈 친구는 루인스밖에 없군. <clears throat> 아, 목이 요즘 목이 진짜 많이 잠겼다. 이거는 목이 아픈 게 아니라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잠겨 있는 거야. 내가 집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방송 키면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해서 그런 게요 내가 엄마 집에다가 좋은 가습기를 사줬거든? 20, 뭐 25만원쯤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엄마가 확실히 기침이 줄었대 아예 도움이 안 되진 않나 봐 원래보다 기침을 좀 덜한데 똑같은 걸 나도 사야겠어 <laughs> 어 유튜브 가만 있어 양룡이? 벌써? 벌써 양미가 벌써 있어? 어허 직관 꿀잼 과연 누가 승자는 터진다 EJ 비 먹냐? 거기서? <laughs> 아 이제 내가 둘 다 잡으려 고 그랬는데 양녀 내가 좀만 빨리 도와줄걸 미안하다 뭐 온다 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지? 미쳤네 진짜 잘 쏜다 그치 빨리 빨리 멋있다고 해줘 <laughs> 빨리 멋있다고 해줘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뭐 어떻게 잡았어 대자로 뻗어있네 안녕 엄청 부자다 2킬밖에 안 했는데 버트? 미쳤네 진짜 <laughs> 야 미쳤다 나 오토바이 안 탈래 뛰어갈래 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조라라면 이판 너무 아까울 것 같아 와 뭐야 무슨 핵이 핵이었으면 10발 안에 잡았지 거의 40발째 잡았는데 10발 뭐긴 뭐야 그냥 개자렉이지 사실 진짜 개자렉은 아! <laughs>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하는 거야 <laughs> 이게 뭐야 뭐지? 그니까 오토바이 탔으면 진짜 황천행이었어 유하? 이번 판에 온전히 집중한다 이 캐릭터로 빙의한다 하 너무 멀다 어? 저것은? 보급? 저 주변에 적이 있다는 뜻이군 난 쪽으로 가야겠어 헉, 내가 그 찍어놓은 쪽에 플래곤이 떨어지는 거였잖아 과연 다음 자기장은 어디로 줄까? 헉, 21명밖에 안 남았어 오토바이가 있다 저거 타고 들어가면 죽니? 타고 어디 박아야 되지? 집에는 무조건 있을 텐데 아 내가 저번에 한 말이 있는데 오토바이 타면은 죽는다고 산옥에서 오토바이 타면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또 타버렸어 도망쳐 차 타러 간 사람들 맨날 빨리 죽지 않아? 지키면 못 먹지 이것 <laughs> 봐 이렇게 죽는다고 말했지 야 이렇게 어쩔 수 없을 때만 타는 거라고 야 아, 지 말라 그랬잖아 아, 다지 말라 그랬잖아 판단은 내가 한다 길리까지 있고 리드샷이 죽을 수 없지 그렇게 허망한 경우가 없어 아, <laughs> 다지 어, 말라 그랬잖아 한 번만 봐주세요 이번만 유튜브가 있어야 돼요 님들아 어, 여기 고비다 여기 제발 없어라 아무도 못 봤겠지? 치킨부터 깨자 와나 못 잡을 뻔했어 도망가 도망가 못 잡을 뻔했어 어렵다 이거 자기장 자기장 엄청 어렵다 여기 위에서 애들 다 볼텐데 어디로 들어가지 발수를 줄이고 술 준비하고 왼쪽 한번 봐주고 샷발 실하냐? 아까 그, 그 샷발 다 어디 갔어? 안 걸쳐 안 걸쳐 제발 살려줘 방금 내가 총소리를 냈기 때문에 위에서 보고 있을 거란 말이지 돌고 있는 애들도 조심하고 그 한번 이쪽으로 오는 애들 있는지 한번 보고 절대 뛰면 안돼내 발소리를 누군가에게 들려줘서는 안돼 괜찮니? 아, 너무 많이 살았어. 일곱 명이 살았어. 아, 아 인이 아니다 조졌네 내 유아가 내 유아가 내 유아가 망치지마 공격학 써야 돼. 그래서 어디 있는데 나 못 봤어. 못 들었어. 어그로. 일곱 개니까. 움직이지 않을까? 이미 날 보고 있나? 난 다음 어디 가면 되는데? 세 명이나 살았는데 두 명? 발소리가 한 발 났다. 돌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지 않나? 오다 걸려라! 아 저기 있네 셋네 제발 이거 죽어줘야 돼 하나 더셋네 제발 이거 죽어줘 나이스 1대1이다 돌이 분명하다. 소화 다 쓰지 않았어? 아 소화 언제 다 썼어? 아 소화 왜 이렇게 많아? 정말 아, 왜 이렇게 많아? 아, 아 내가 유튜브가 어떻게 하려 어떻게 살아갈까 살아왔는데. 아 일곱 번 남았네. 아 일곱 번.